모카는 뭘 좋아해요? 모카는 연어랑 오징어는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정이 <laughs> 클리어 다 먹었지 얘들아 이제 이게 매달렸어 생전 보고 처음이죠? 잘 먹는다 생전복 옥송? 옥송? 이렇게까지 잘 먹는다고? 하나씩 뒤집네 애들이